야 내가 좀 늦었지 괜찮아 이거 너가 말한 그때 명단 야너 이때 쓰러져서 진짜 놀랐는데 근데 이거 왜필요다고 했어? 그냥 그때 나 쓰러졌을 때 다들 도와줬는데 보답 못한 것 같아서 연락이라도 하려고 야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너 그때 애들 또막 도와주고 그랬었잖아 이제 심폐수생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슴 압박 30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학생 학생 지현 학생 괜찮으세요? 현지야 현지야 어, 어. 갑자기 부탁한 건데 너무 고맙네 밥이나 먹으러 갈래? 내가 살게 야 나야 좋지 가자 현지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뭐해 이건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날 비웃고 싫어했잖아 그치?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왜 싫어해 나 너 싫어한 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어? 야이 미치잖아 그거 내려놓으라고 거봐 결국 날 미친년 취급하고 있었던 거야 뭐래 네가 이러는데 내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? 네 엄마처럼 미쳤냐고 야 정신 차려 할말 있어? 왜 말을 안 하고 그래? 먼저 쳐다봐 놓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 그냥 가면 안 되지.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미안해 enquanto 소름 끼치는냐 감히 누구 이름을 팔아먹어 사시원 23살 야! <laughs> 야! <laughs> 야! 야! 야! 야 웃어봐! 야! 웃어보라고 야! 야! 웃어보라고 야! 야 웃어 뭐라고 어디서 막 골라먹던 년 아무 연락도 없지 아 나 성격 급한데 왔다 아... 아 언니 아 뭐 이딴 걸 가지고 장난을 치냐 뭐야 저게 언니 방송 출연해주려고 온 건 맞는데 이건 역할이 틀렸잖아 우린 당연히 같은 편이어야지 안 그래? 뭐라는 거야 야! 소름 끼치는 년아 누가 네 언니야? 당연히 같은 편? 내가 너처럼 막산 년인 줄 알아? 아 내가 두 살 어려요 근데 언니 나 언니가 다 좋은데 가면 씌우는 게 좀 별로더라 이런 거 일일이 준비하기 귀찮지 않아? 그때그때 바로 하고 싶잖아 안 그래? 야 이게 아까부터 내가 너랑 같은 줄 알아? 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안 그럼 내가 죽으니까 그런 거라고 무슨 이유? 어? 나랑 뭐가 다른데? 어? 아, 날 지키려고 날 싫어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은 것 뿐이야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? 그 사람들이 언니를 죽이려고 했는지 살리려고 했는지 나처럼 언니 좋아서 온 사람도 못 알아보면서 사람 짜증나게 해! 음. 나랑 같이 하자 어? 내가 언니가 너무 재밌어서 다른 게 다 재미없어졌어 책임져야겠지? 어?